너, 난 너가 더 무서워. 아, 이거 너가 그 날릴까봐. 순간 조태의 느낌이 나서. 어? 우리 아니야. 우리 안에 있는 거 한다. 우리 안에 있는 거 한다. 우리 안에 있는 거 한다. 어! 저장 안돼 있어요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죽지 않아요. 영웅은 죽지 않아요. 죽어, 죽어. 영웅은 죽지 않아요. 何 이건 어, 뭐야? 나한 명, 한명더죽였어 이거 좋아, 좋아. 한 명이 받았거든요 일단 아래에서 내려왔었어요 아래에서 그 올라왔어요 와 아무튼 나이스 씨.